like to say goodbye. 오늘도내 슬리퍼 밟아가지고 벗겨졌잖아 이거 먹으려면 몇 시간 걸리겠는데? 우리 영화나 보고 있을까? 귀 또 씻어줘야겠네 맨날 음, 가지가지 말지 이 바닥 너무 더럽잖아 손 조심히 썼는데 되게 싫은가 손 대고 먹기 싫어 늑대의 본성을 깨워 <laughs> 아무도 먹는 이거야. 맛겠지 식단에 뭐 있어서 먹는 거야.